Hallo zusammen, heute bin ich mal der MC und zusammen mit Cass schauen wir uns die CLC-Teaser an. Yeah! Übermorgen kommt das Lied raus. <laughs> Endlich! Ich bin so nervös. Finally! Und weil es uns zu kurz wäre, schauen wir uns dann auch noch das Keyword-Interview an genau, von CLC. Genau. Habe ich auch noch nicht geschaut. Ich auch nicht. Ja. Und Genau, das sind jetzt drei Videos, die wir gleich angucken. Erstmal die zwei Teaser von Helikopter und dann das Keyword-Interview, was du schon erwähnt okay. Genau. hattest. Äh, fangen wir dann an mit den Teaser. Ja, den ersten hatten wir schon gesehen. Aber den zweiten noch nicht. Genau. Dann fangen wir auch mal an. So, der Teaser. Sieht schon so episch aus finde ich. Ja. Und dann die Outfits. Den Flügeln. So viele Sets vor allem. Ja. Und der Geil. Mann, das ist auch, Und auch noch so kurz. <laughs> ja. ja. Also vor allem, wenn wir jetzt einzeln durchgehen. Wer ist das? Was denkst du? Ich glaube, es ist Sing Hey. Habe ich das Gefühl irgendwie. Oder? Kann. Ich hätte vielleicht sogar Elki aber auch gesagt. Und da? Das ist bestimmt Sing Young. Oder Sing He. Nein, Sing He Oder? nicht. Boah, voll schwer. Das ist Sing Young auf jeden ja. Fall. <laughs> ich denke mal, jeder kommt einmal vor. Dann können wir das ist das hier. Yin. Hier sieht es wieder toll aus. Ja, das Setting ist als meiner Lieblings. Da ist LK. LK. Auch richtig Und hübsch. Wieder Sing Oh, wieder Sing Young. Vor allem mit kurzen ja, Haaren, kurzen ne? Haaren. Das sieht so gut aus. Er ist hat sie ja das Bild, die Bilder gepostet, wo sie nur vorne kurz hatte. Mhm. Sah interessant aus. Ja, sah trotzdem gut an ihr aus natürlich. Ja, muss sagen, es sieht auch echt. Aber jetzt so mit dem aus. Bob, das sieht richtig krass aus. Genau. Das ist Zorn, genau. <laughs> Stimmt. Ja. Ja. Und hier Jim. Genau, auch richtig cute. Ja, ich finde das auch mit diesen Lasern sieht richtig cool aus. Genau. So. Dann lass dann uns das zweite gucken. Ich bin. Das haben wir noch nicht gesehen. Mal gucken, ob wir. Wow. Oh mein Gott. Gänsehaut. Oh Gott. Nein. Nochmal. Oh Gott. Oh, Ian haben wir jetzt auch gesehen. Da. Ja. Und dann Singing. Mhm. Doch Sing He das zweite gewesen. Ja, ne? Jun. Ja. Oh, richtig so hübsch. Voll mit dem Hintergrund. Blonden Haaren, wie immer. Ja. Wow, toll. Elki. Ich glaube, oh. da war die auch schon im ersten äh, Teaser. Auf diesem. Oh, war das Zorn, ne? Ja, da war es. Ja. Und Eugene mit den Flügeln. Flügeln. Wow. Die richtig cool aus. I go up, <laughs> Helikopter. Nice. Also ich fand jetzt das voll geil. Das ne? ist vor allem mit Backup-Tänzern. Ja. Ist mir gerade gar nicht so aufgefallen. Ja. Wow. Ich glaube. Ich bin mir nicht sicher, aber ich glaube, das letzte Mal, als sie so mit anderen Tänzern waren, war bei Hobgoblin. Das stimmt. Ja. Ich glaube. das stimmt. Aber auch nur bei dem Choreography-Video, glaube ich. Oh, alle sehen so hübsch aus, alle Mädchen. Ja, finde ich sehr schön. Oh, ich kann es kaum erwarten. Ich auch. Es ist ja soweit in zwei Tagen. Dann lass uns mal dieses Keyword-Interview angucken. Yes. Bin gespannt, was das genau ist. 안녕하세요. CLC의 초고속 컴백을 위해 초고속으로 머리를 길러온 승입니다. 있는 유진입니다. 위험아 애기요. 멀써져서 돌아온 카리스마 승현입니다. 다들 지는 후원. 이번 활동을 위해서 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같은 실시간. 바이어스. 안녕하세요. 엘키입니다. 엘키. 아, 디스. <laughs> <laughs> 됐을 땐 블라우즈라고 아. 부터 키워드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빈. 하. High! 순간 부동으 뜨겁게 하여. 와, 어디서 어, 높이 올라가나? high! 이번에 제 숨겨진 매력 포인트는 오, 와우. 힙! 패셔들의 마음을 힙차할 세션을 어. 하였습니다. 에너드 헬리콥터 안무랑 노래랑 모든 게짱 에너지가 어, 짱이에요 Uff, ich b i 엘리베이터 I go up 엘리베이터 <laughs> 어 너무 싫다 내가 이런거 Evaluate 시 멋지다 매번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그룹이다 라는 이야.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엔터테인 즐겁게 해드릴게요 눈호강, 비호강, 다호강. 야, 주름. 헬리코 타워 영화 버전 가사를 듣고 엄청 감명받았어요. 오, 오케이. 로고. 네, 지금 스윗이가 이번에 또 로고가 아, 따로- Das stimmt. Das Logo sieht echt cool aus, das neue Logo. 이거? 모기? 승현이? Monkey. 마키. 이거다! Sing Monkey! Love! I love you, Cheshire! Oh. 사랑해요! 인투이션 헬리콥터가 대박날 거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아이돌 제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하면 제목이 빠질 수 없잖아요. 저희 CLC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 뭐 안무부터 메이크업 직접 어, 컨셉이랑 다 참여해가지고 오. 저 색깔 들어갔습니다. 가사, 작사 가사.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슈. 음악.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체셔들을 만난다는 것. 이야. 소위 약간 도깨비 이후로 안무팀 분들은 같이 맞추는 것 같은 호흡을 보시면서도 진짜 새롭다, 멋있다, 웅장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주세요 코리아들 그러니까. 피 어려워요. 좀 역대급이 아닐까라고 감히 오케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파트 멋있을 거예요. 그게 맞나요? 음, 뭔가 더 바뀐 게 없나요? 이뻐지지 않았나요? 아닌가 봐요. Clear <laughs> 저희의 확실한 무대를 clear하겠습니다. 초이스. You have no choice. 컨셉. 컨셉 오케이. 장인 CLC의 컨셉 소화 능력을 채찍해봐 주시면 원 포인트! 포인트 안무가 너무 많지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I go up, helicopter. 오! <laughs> One and only our Cheshire. I'll perform. Mm, CLC는 항상 CLC를 뛰어놀죠. 오리지널 요. 헬리콥터 무대를 보면서 아 이게 CLC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CLC 포스터 포스터를 보셨나요? 잘 나오지 않았나요? 제 거 봐주세요. darauf bin ich gespannt auf die Poster. Perfection. Die sind ja beim Pre-Order mit drin. 완성도는 한 319%? 어, 아, 오케이. 쉬에쉬에 잡으시는 채샷입니다프랙 a c t i c 우리가 연습 진짜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채샷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프레젠 1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준 채샷들한테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채시오. 음악, 채시는 한국 끝나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Millionen 더대상니다 Ja, das stimmt. Der Teaser sieht richtig krass aus. 일 r a m e w o r k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다 다 스포했다 다다다 했다. 오케이, 됐어, 어. 됐구나. 어, 이번에 활동을 함으로써 CLC가 실력파 그룹이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Engrave. 어,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시일씨를 더 각인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자신감을 반지를 바칠게요, 여러분. 어... 아. 2일 헬리콥터가 발매되는 날입니다. 음. 음, 음, 활기차고 더 힘내서 해야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액션. 이번에 우리 팬분들의 리액션 아주 궁금해요. 음. 리액션 비디오 꼭 찾아볼 어, 거예요. 레커멘. 제가 그게 스피치 좀 레벨에서 너무 하고 싶어서 적었거든요. Trap, was, was, was, Trap? Das war zu schnell. EDM. Das war zu Trap. Powerhouse Trap Dance. EDM, Powerhouse Dance Genre. Okay. 수희 씨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하잖아요. 진짜 진짜 열심히 일을 다녔어요. 어, 보고 싶었죠. 많이 보고 싶었죠. 야. 너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인디들이 정리야 하였죠. 너무 아쉽지만 마음만은 다 같이 즐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컨텐츠도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도 신중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냥 진짜 나오는 날 제 시간을 봐주는 게 미션입니다. 얼른 보고 싶고 w i r 그리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지. 이번 활동 뭐 재밌게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헬리콥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 금방 만나요. Bin sehr g 만나요. 안녕. Auf jeden Fall supporten. Noch zwei Tage, Leut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희 씨 헬리콥터 선배를 위해서 스포츠로 머리를 뒤집고 가져올게요. 안녕하세요. 수희 씨의 <laughs> 안녕하세요. 수희 씨의 초코세콤 초코. 아, 저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아, 왜 이러지? 아... <laughs> Fake 아, Magnet. 이제 한 거 이제. LOL, no, laughing. 이러도 되는 거예요? 음,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잠시만요. 또 뭐 있을까? 이거 되게 민망한. Wie süß. Ja. Oh. Also auf jeden Fall müssen wir alle streamen. Muss auf jeden Fall Alben kaufen. Ja, falls ihr das könnt, auf jeden Fall auch die Alben kaufen. Wie viel hast du jetzt gekauft? Vier. Vier Alben. <laughs> oh, ich bin gespannt, was da alles drin sein wird. Ich auch. Ja. Vielleicht kommen auch noch ein paar dazu. Uh. ja, ich bin auf jeden Fall sehr hyped. Auch vor allem jetzt nach diesen Videos bin ich umso mehr hyped. Äh, auf jeden Fall werden wir auch am Mittwoch, ist es, dann auch eine Reaction dazu drehen. Sofort. Und ja, ich bin sehr gespannt. Ich erst recht. Damit verabschieden wir uns für heute. Und wir sehen uns spätestens übermorgen wieder. <laughs> genau. Falls euch das Video gefallen hat, lasst ein Like da, abonnieren nicht vergessen und schaltet am Mittwoch auch bei uns ein, um unsere Reaction zu sehen. Dann sagen wir auch Dankeschön fürs Zuschauen und bis zum nächsten Video.